흐트러진 내 감정을 깨워 간절히 원했어 넌 놀라워 단어로 담기엔 넌 아까워 어둠을 씌우고 여기 나를 채워 in the morning 빛 오늘 밤 도망칠 수 없어 빛을 따라가 yeah 내 눈을 보고서 tell me 함께의 마지막 페 빛을 뿌려 빛의 온기